그러니까 한번 하자 그렇게 하나 둘씩 제껴가 제껴 예 <laughs> 수빈아 제껴 우리가 인체도 제껴 <laughs> 어 뭐야 하나 너 한번 제껴 해주면 안 돼? 야 근데 그 발음이 진짜 특이하다 어, 제껴 우리가 하나 둘씩 제껴 가서 해 우리는 우리는 율동만 할게 어, 제껴만 해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나 둘씩 제껴가 제껴 아! 여러분 자, 이게 킬링 파트입니다. 우리 킬링 파트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, 한 명씩 킬게요. 임세준 제껴. 야, 경찬이 제끼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Flip that coin.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다 버려. 짤짤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짤짤이 버려 버려 버려 짤짤이 버려 버려 버려 버려.